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연전날 지각인데 어떻게 아 어젯밤에 그 키값을 뭐지 말걸 도대체 왜 이렇게 재밌는겨 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미국 지사의 이영음에서 보냈고요 내일 오전에 커닝시티에서 미팅 있습니다 누구지? 면접 보러 가나? 박지기왕 비밀보다 강력하고 골못되지 않마 빠기도 올곡갈 끝머리 그래도 내가 누구야? 나 허리 나은 여자야.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가 합격이니까 맞박이 넌 그냥 버기하는 게 좋을 거야. 아! 그래서 빨간 포션 하나 사시고요. 뭐야 사과 안 해? 오냐 너는 잘 걸렸다. 감히 후쿠오카 엄면스를 건들려? 저런 샷남색! 뱀마당 환자님. 와 이 회사 진짜 좋다 말로만 듣던 최고급 시설의 세계 10대 회사의 상징 실버 버튼 그리고 TV에서만 보던 분들까지 와 너무 좋다 자기소개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네일 컴퍼니 윈터넷 지원왕 크리코입니다 인상이 좋네 음 좋아요 오마이갓 자사나이 벌써 합격이야? 본인 PR 해보세요 저로 말씀드리자면 피자스쿨 수석 입학하고 여름성경학교 조기조롱 현재는 수석 엘리트 코스를 스네일 컴퍼니 회장이 맞박이였어? 요즘은 면접 보는데도 그딴 식으로 화장하나 봐요 오자마자 또 무슨 이야 바로 아니 이게 뭐야?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클렌징 오일 아니요 이거는 아까 쉿! 더 과이엇 자기소개하세요 저 간날 위해 급방에서 단두대를 사야겠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스네일 컴퍼니 인터넷 지원함 그리코입니다 네 반가워요 스리고씨 아니요 스리고가 아니라 쉿! 더 과이엇 로켓 배송으로 사야겠다 뭐 학력이야 나름 봐줄만 한데 이딴 경력으로 우리 회사 지원하신 건가요? 부족하지만 앞으로 스네일 컴퍼니와 함께 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당장 나가요 라?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시간 아까 니까 이거 갖고 나가요 너 인성 문제 있어? 아 그리고 이걸로 가다 세수하시고 이런 샨놈은 새 뱀마당 환자님 그래서 떨어졌다고? 어? 와 진짜 싸가지 없다 그치? 지금 이 전단계 시대였으면 미문이되기로 후려가르 기른 건데 아유 너도 좀 참아 너 같으면 참겠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던져?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잠깐만 됐스? 뭐야 이거? 제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회장님 당장 불합격 처리하겠습니다 합격시키세요 예? 예. 찾은 것 같아요 아니 뭘 김경식이란 아이폰에 딱 맞는 충전기 이대로 내 곁에 마음